何か今まで優しいも別に嘘じゃなかったじゃん何か不便を感じること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話してくれたのはめっちゃ嬉しいね모두여러분안녕하십니까쿠키커플김경식입니다 쿠리코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여자친구 쿠리코에게 제가 북한 사람이죠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한번 표현을 했을 때 쿠리코가 알아차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laughs> 어우 다리야 어어 어디? 화장실 아. 음. 왜 그래? 그러니까 위나이니까 지금 노즈잖아. 음, 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짜기 시끄러. 아이고. <laughs> 손에 토이가 있잖아요. 네. 원스윗 더이 그래? 응. 야. 예 여보세요? 네네네 예, 아예저 제가 김경식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뭔 아니 그 갓나 새끼가 그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닙니다. 고저 그 호랑이 새끼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고조의 갓나 새끼 척살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나 새끼. 총으로 쏴버리겠습니다. 갓나 새끼. 갓나 새끼. 알겠습니다. 통일! 누구? 네? 아니야. 메다 때는? 응? 완전히 메다 때는? 私ホームタウンのペンよペンあサテリうん聞いたことあるないないメカメカ고조 아, 음. <laughs> 김치가 참 맛있디 맛있디 정말 맛있디 끝디 <laughs> 함경도의 김치라 함은 정말 맛있디 끝디 <laughs> 아 어제 제가 슈퍼에 갔다 왔습니다. <laughs> 근데 그때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슈퍼에요 말입니다. 슈퍼에. 예. 호랑이 거기 아니라?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그걸 난나노? 뮤지컬 어디서? <laughs> 고죠. <laughs> 고죠 뭐 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드로메다인데. 미안합니다. 뭐야? 무서워, 무서워. 大丈夫? 난그 이상한 맛술 먹었어? <laughs> 누구냐 말입니다. 낙동강을 건널 때는 말이지 자기 자기 하지마 그리고 솔직히 응 근데 솔직히 어떠시는 음. 너니 너니泣きます 안泣き 됐다 음. 一話じゃいいかなそんな考えでしたんで、うん、もし私が기타조센진나라가그랬거どう大変ですけどしょうがないですどういうこともちろん好きなチェンジないやもちろんそんなニュースもう야それでそんな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ななぜ今まで話しませんでしたあれかなぜなら 正直私は평양이트웃어돈돈웃어와웃어もちろん私たち恋愛が不便かなと思うし、うん、いつか帰る部屋でよ、うん、かなこれから普通に恋愛ができるかなってちょっと心配ですけど。 でもチャギチャギは北朝鮮の人ですけど、なんか私と恋愛に何が問題がありますえ、これは私の北朝鮮人の怖い子そ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よねずっとラブじゃないよ関係ないよ次が今まで優しい分は別に嘘じゃなかったじゃん何か不便を感じること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話してくれたのはめっちゃ嬉しいね今までちょっと我慢してたね 北朝鮮語で友達と電話したい今北朝鮮語だったのうん友達と電話したいも歌時も北朝鮮の歌歌いたかったけどセーブしてたあうちも北朝鮮もいいや今度一緒に北朝鮮ヨヘアじゃんダメやこれこなぜ私も平壌よりも好きだし、うん 촬영 후 몰카였다고 말하는 걸 까먹은 경식 덕분에 쿠리코는 일주일 동안 진짜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 요리 레시피까지 찾아봤다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아, 무서워 무서워